이씨, 내가 분명 베이블레이드 사달라고 했지 왜 안 사주는데 우주 최강의 악당이 되어주마 엄마 또 뭐사줘이 씨발 좆대셨다고요? 우리 제품을 이용해보세요 사과맛처럼 생겼다고 먹으면 뒤져요 내놔 이 자식아 자 이렇게 충분히 말려줬으면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물을 따라도 새지 않는 모습 단돈 5,900원에 모시고 있으니 다들 많이 씨